My name is Jost von Marburg. I serve the Emperor as an Inquisitor of the Ordo Xenos, devoted to the destruction of those species who oppose the rightful domination of mankind over the galaxy. To that end, I have spent decades of my life studying one of the most elusive and mysterious space hulks. The Forsaken Doom. A name spoken in terror by starship crews, the shadow in the night. A myth, a horror, and all too real. drifting randomly in and out of the warp for millennia, this gargantuan agglomeration of wrecks has been the grave of countless space marines. Ultimately, each chapter's defeat was lost to the ages and forgotten, leaving the Imperium in ignorance. For the Forsaken Doom is the lair of grave perils, the most dangerous of them, the gene stealers that swarm and multiply in grotesque profusion the vanguard of the tyrannid threat, infesting ships and planets, spreading like an insidious plague. These creatures are merciless, ravenous monsters. They form a collective body of highly evolved intelligence, driven by a common will for the extermination of all life unlike them. Though some of its parts are far more ancient, the first contemporary records of the Forsaken Doom date back to the beginning of the 41st millennium, when a party of ultramarines boarded the Great Hulk on a mission of purification. What fate awaited them there has never been revealed. Until now. 아, 지금 보신 게 바로 스페이스 헐크 택티스 진스틸러 편이었습니다. 사실 스페이스 헐크 2013년 어센션 스페이스 헐크 데스잉 그, 그래서 가위도 이 싱글 캠페인에서는 진스틸러가 없었어요. 다. 진스틸러만의 스토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보셨듯이 제가 첫판에 처음 영상 때 설명했듯이 스페이스 헐크는 실제로 저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에 진스틸러가 들어간 거고요. 왜인지는 어른의 사정상이래요. Benaria squad to command. We have boarded the derelict. Confirm, Brother Sergeant, we detect multiple life forms inbound. Acknowledged. This vile wreck is infested with the Xenos. We will purge it. We are steel and doom. The arrival of the Adeptus Astartes awakened the brood. Slowly but surely, the gene stealers were emerging from their sleep, their synapses saturated by a feral thirst for blood. The biological communal intelligence of the Xenos was about to clash with the doctrinal will of the Ultramarines. 네, 저 망할 병기 커버 자식들이 바로 변기컵 아니 그 파란색 놈들이 바로 변기컵의 울트라마리입니다 하늘씨 맨날 명예와 영광 이런 헛소리를 맨날 파, 파묻다 보니까 이씨 어쩔 수가 없어요 진스텔라는 스펀이 이렇게 된다네요 아이 뭐가 이렇게 복잡한지 근데 이게 다야 너무하잖아 서전트가 머리가 좋네 아니 고맙게 왜 있어서 저기까지 닿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건데 왜 저걸 부수지 파워같이 저거 부수면 저한테는 좋거든요 지금 제가 진스틸러니까 변기 커버는 맛있게 먹어줘야 한다 자 진스틸러는 몰리는 거야 스폰을 하란 거야? 뭐 하란 거야? 씨. 저기요 뭔가 알려주셔야죠 진스로 해야 하는데 아, 소환을 어떻게 하는 건데 아 영어라 모르겠어 되는 거야 또 왠지 <laughs> 스폰을 잘못한 그런 망했는데 저 자식 죽었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 영어를 영어를 모르겠단 말이야 전혀 이젠 죽었어 아니다. 응정. 저놈이 아 헤비 플레이머 저기 짜증나는데 no one run 거의 저를 안부로 가면 죽을 게 뻔할 뻔짠데 잠깐만 언제 죽었대 쟤 지금 나오면 죽을 거야 아마 어떻게 하는 거야? давать чего угодно. 그래서 우리 언제 공격하냐 do, do, do. 아 기절했지 이제야 살려주세요 터미네이터는 스페이스하고는 없어서 뒤에서 보지만 뒤통수는 뒤통수는 뒤통수에는 약해요 터미네이터가 그렇게 말해요 이제 서전트의 몸만 가져가면 돼요 어 너무 길어 Darius is lost. We are assuming command. Vengeance shall be ours, brothers. Stand by to deploy Scorpion turrets. This is Squad Mithraea. Acknowledged. We may have found a way to destroy this section of the Hulk. Do you read? As the fight grew in intensity, more monsters were stirred to join the fray. Unknown biodivergent gene stealers emerged to engulf the Ultramarines, These biomorphic monsters were to be the dark curse of the Forsaken Doom. 네, 미션 석세스. 겨우겠네요. 어우, 디스트는 조작이 너무 어려워. 디스트는 진짜 조작 하나는 더럽게 어렵네요, 진짜. Cunning and brutal, the Gene Stealers slaughtered Squad Vandarius to the last man. For the Ultramarines, it was a setback that needed immediate reprisal. But the Brood was now fully active, as the warriors of the 13th chapter would learn, to their great cost. 뭐야 아, 씨, 얘도 막혔네. 어쨌든, 진틸러편. 정말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알파고인데 코미디 상업지가 끝나려면은 아마 예석하게도 많이 좀 기다리셔야 해요. 이거 연, 만들고 있는 중이라서 이게 이제 색만 입히면 될 텐데 색 색 아마 색이라면은 색이라 색 문제라면은 색은 흑백으로 당연히 흑백이지만 그래도 말해줄 게 있어야 했을 것 같아서 잠시만요 에이 네, 모르겠다 뭐 그냥 일단 그건 나중에 말할게요 일단 좋아요랑 구독 그리고 채널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알파세프였고요. 스페이스 얼크 틱텍스 베타 버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들어가 볼게요.